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드 상둥이의 TV 미국 한국 해외 쌍둥이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은지요 TV 미국 한국 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직 이사를 이직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저도 세번 정도를 붙여야 되겠어. 이런 프로그램 이제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이사할게요. 아, 그리고 제 다리 끼나가지고, 지금 좀, 네. 거기 준비된 사람은, 네, 다리 끼나가니다 한 채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딱 여기 밑에 입술 하개 대구멍이 있고요. 지금 여기 올라와! 야. 여기 뒤까지 다 꽉꽉 채웠어요. 트럭 짐칸이 있습니다. 롤러코스! 롤, 롤러코스터 같네요. 트 짐칸입니다, 여긴. 오! 롤러코스! 와, 재밌다! 재밌다! 짐칸입니다. 오! 그래서 미국은요 따로 이렇게 이사 업체를 부릴 필요가 없고 보통은 그냥 개인이 그냥 트럭을 빌려서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집에 냉장고, 오븐, 디시워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싱크대가 그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옮겨도 그렇게 옮기기 어려운 물건들은 잘 없어요. 와, 이제는 이것도 추억이다, 진짜. 야. 아, 네, 이렇게 거실 깨끗해져 제일 힘들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소파? 그 정도가? 그러니까 소파 그 정도가 일단 여기 세탁기가 있겠습니다. 세탁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일단 이렇게 세탁기가 이렇게 집에 있기 때문에 옮길 필요가 없어요. 세탁기 드라이어 다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면 예, 세탁기가 있어서 이렇게 세탁기 사실 무겁잖아요. 근데 옮길 필요가 없어요. 나 여기 막 숨고 그랬는데 이 방에 아 맞아 이거 수, 이거 친들한테 있죠 여기 안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추억이네 내가 5대5 비면 안돼 응. 나 여기는 이렇 제가 어, 이렇게 아 싫어 마이크 맞았다 괜찮아 옷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집 이게 제스룸 같은 곳이 있어요 장롱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집의 좋은 점이 창문이 있죠 밑에까지 엄청 커가지고 있죠 네. 햇빛이 진짜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이 거실, 거실도 이렇게 크게 창문이 있어서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옵니다. 아 진짜 좋은 집이었죠. 이거 진짜 다 있지 막 산에 있는데아 맞아요. 어, 이건 이렇게 보면 여기 엄청 큰데 현재 베란다 공사하고 있어요. 발코니 공사. 이거 여기가 또 여기서 방마다 있는 드레스룸인데요. 저, 여, 특히 이 드레스룸은요 진짜 커요. 거의 한국에 있는 일반 방. 사실 제새 집의 방보다 살짝 작지만 거의 새들의 방 정도 크기. 음, 여기 역시 여기 뭐 위에 선반 같은 게 있어서 음. 어, 딱 어, 편합니다. 어, 화장실. 아 이제 화장실 지금 이상한 화장실 좀 더러운데 여기 진짜 깨끗하네요. 근데 이상한 집도 완전 더럽지 않고 좋아요. 네 지금까지 TV 미국 한국 홀레 상통이었습니다.